안녕하세요. 티원 페이커입니다. 어, 오늘 경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근데 예상과 다르게 되게 어,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. 음, 오늘은 이제 룰러 선수를 조금 견제하는 전략을 많이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초반에도 많이 유리하게 시작해서 더 잘 된 것 같습니다. 어, 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패치가 되면서 뭐 여러 번 사용을 하다가 오늘 경기에서 전략적으로 사용이 된 것 같고 구마유시 선수의 출전 같은, 같은 경우에는 어, 뭐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모르고 있습니다. 구마유시 선수가 팀에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무빙을 해서 좀 더 어,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패 같은 경우에는 이경기에서 크게 잘한 부분은 뭐 많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예전만큼 레넥톤이 엄청 뛰어난 챔피언은 아니지만 지금 지금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오늘은 조금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때도 이제 좀 어, 저를 포함해서 몇몇 팀원들과 주도적으로 좀더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<clears throat>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교전에 적극적인 챔피언들이 많이 선택된 것도 있고 초반에 유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장기전이 안 된 것도 있, 는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교전 뭐 장기전이 되는 거에서 이야기를 해, 하는 것은 뭐 좀 팀적으로 최대한 어, 다들 동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뱀픽의 과실수가 많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선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도 조금 좋을 것 같은 픽이나 밴드를 좀 더 이야기하는 경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모승 사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2라운드 때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2라운드 때는 1라운드 때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1라운드 때는 어, 농심한테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이번 2라운드 때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제가 팀,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어, 그런 합이 안 맞는 모습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어, 5연승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이 경기장에 못 오게 되셨는데 어, 저는 되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앞, 나중에 또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만날 수 있, 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